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안녕하세요 바쁜 남자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감푸스투안 하이랜드 리조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캄프스투알 리조트는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 있는 바콜로드에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한국의 워터파크처럼 파도 풀이 있으며 zip line이나 공중자전거 같은 activity를 즐길 수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가족끼리 1박 코스로도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당일 코스로 커티지에서 즐기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바콜로드에 계시는 지인분들과 일정이 잡혀서 가게 되 말씀드는데요 필리핀 워터파크 캄푸스투안 같이 가시죠. Sexy? Yes. Inside. Sexy. 아우 덥겠다 덥겠어 그래도 어? 지나가네 one. 사봉 I do not know that we put it in the right? Wait, full side. Wait, full side. oh. No, no, two, three, six. 30, 31.